힐링 캠페인 시즌 1 아키에이지는 사랑을 싣고 힐링 캠페인은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 중에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 원정대원, 지인,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 다양한 사연을 올려주세요. 당첨된 분들에게는 고마움의 마음과 함께 아케이지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PC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 배송은 저희가 함께 동반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응모하실 때는 힐링 캠페인 태그 설정을 잊지 마세요. 힐링 캠페인 시즌2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